네, 오늘 2주 그 동안 조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음. 어,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조리원 생활 어떠셨나요? 조리원 생활은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했고 어, 이게 조리원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집에 엄청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겨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조리원은 음, 전리원이다. <laughs> 계속 이제 유축을 하고 아기 젖주고 수시로 수유 코를 받다 보니까 뭔가 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아기를 케어는 해주는데 내 몸도 성치 않고 아기도 계속 젖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, 그렇게 호텔처럼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조리원 자체는 문제 없, 없었던 것 같아요. 밥도 잘 나오고 뭐 이런저런 케어들을잘 되지만 이걸 이제 집 가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, 조리원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뭔가요? 밥이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간식도 두 번씩이나 세 번을 다 챙겨주죠. 아침, 점심, 저녁.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빨래를 정말 싹 다 해주세요. 신랑 것까지. 와 그걸 개주시고 어, 엄청나요. 그리고 아기를 내가 케어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면 바로 이제 신생아실로 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늘 대기하고 있다는 점 그게 참 마음이 안정이 왔어요 음, 가장 뭐 불편했던 점, 안 좋았던 점 조리원이 안 좋았던 점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게 처음 아이 신생아를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내 아이지만 계속 울고 보채고 이러는데 이유를 영문을 모르니까 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런 그 처음의 순간들이 어려운 거지 조리원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춥거나 그러지 않았나요? 저 죽는 줄 알았어요. 땀띠가 생겨가지고 그 베이비 파우더를 갖고 올 정도로 산부 따뜻해야 된다 네. 온도도 다 조절이 가능해서 좋아요. 뭐 조리원을 이용하실 이제 산모들한테 앞에 뭐 조언이나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조리원에서 수유콜을 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처음에는 애착 관계를 위해서 막 어, 수유 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물려야 되나? 이런 욕심이 들어요. 근데 어차피 집 가면 줄창할 거고 어, 수유콜을 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문가가 옆에 있을 때 궁금한 걸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어떤 자세로 먹여야 되는지 하나만 알면 안 되거든요. 한 세네 개씩 배워가고 뭐 긴급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리원에 바라는 점 없나요? 개선점. 조리원의 개선점? 음. 산모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경험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산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.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, 저는. 네, 그런 것들이 약간 아쉬워요. 조련동기가 없네요 그러면 네, 전 조동기가 없어요 신랑이랑 좀 더 <laughs> 이렇게 동지애가 생겼달까 <laughs> 그런 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네.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, <laughs> 소감이 어떠십니까? 어... 조리원에서 케어해주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밥 해먹고 내가 밥 물리고 이래야 된다는데 와 어, 진짜 너무 끔찍해요. <laughs>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. 네. 아니 신랑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신랑이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어 진짜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 모든 엄마를 존경하게 됐어요. 진짜 그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음. 엄마가 돼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게 진짜 대단하세요. 가장 걱정되는 점. 실탐. 이 친구가 이제 두세 시간마다 뭐 분유를 먹었다면 뭐 유축해놓은 모유를 먹었다면 제가 물려야 되잖아요. 난 계속 쪽잠을 자야 된다는 게 그건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죠. 오늘따라 이 잡이 달더라고요. <laughs> 남,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. 동지. <laughs> 아우 진짜 힘들 텐데 회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거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하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희 사랑도 잘 키우고 자 로라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이제 조리원을 떠나는데요. 어,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? 음, 음 그렇다고요. 네. <laughs> 잘 알겠습니다. 네. 말이 많으시네. 네. <laughs> 그 이제 아빠를 위한 <laughs> 게 거의 없어요. 아빠가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챙겨요. 겨울에 반팔 옷, 뭐밥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반찬 잘 싸우시고요. 뭐 비누나 이런 기본적인 게 되게 없다는 게 좀 되게 아쉬워요. 그냥 뭐 비누 하나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세제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들은 꼭 챙겨 오셔야 된다는 점. 엔칭이시라면 네, 제가 알아드릴게요. 안녕! 갑자 <laughs>